잘 신고 갔으면 못해도 3kg는 빠지겠지 몸무게가 생각보다 안 빠져 안녕하세요 레아트생일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음. 지읍 용량 관련된 거에 CC라고 하죠? 네 CC는 부피던이잖아요 <laughs> 네. 그 캠퍼스 커플 아니고요? 네. 이가 CC하고 밀리리터는 부피 단위니까 같다고 볼 수 있고요 킬로그램은 뭐 질량이니까 별개 구,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과학 시간에 끌려 들어온 것 같은데 과학보다는 상식이라까요 <laughs> 그 상식이 좀 없었네요 cc하고 밀리리터는 액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에서 4000cc를 뽑았다라고 하면 네. 뭐 2리터 생수병 2 병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8에서 4000cc라고 하면 되게 많은 양이긴 한데 생수병 2병 갖고 와 보실래요? 네. 어. 그런데 이제 8에서 4000cc를 뭐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 정확히 4리터인데요. 2리터짜리 생수병 2 개니까 한쪽 팔에서 이만큼 그리고 한쪽 팔에서 이만큼 <gasps> 꽤 많은 양이죠. 그 정도 양을 흡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드물죠? 거의. 네. 그럼 허벅지나 복부에서도 4천을 뽑았다라고 하면은 네. 많은 양이겠네요. 고용량. 네. 기본적으로 3,000cc 이상이면 대용량이라 할수 있거든요. 뭐 허벅지에서 이 정도, 한쪽에서 이 정도, 반대쪽에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한데 팔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 보통 절반에서 적게는 3분의 1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허벅지라고 따져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가져가 주세요 여보 인터넷에서 봤는데 4천씩 뽑았다고 어, 팔이랑 요 주변에서 4천을 뽑는다면 투매를 한 4천 넣어야 돼요 <laughs> 투매를 넣다 빼는 작업이네요 투매를 다 넣는다고 해서 다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투매를 천 넣으면 수술할 때 투매가 한 500 나와요 아. 500은 몸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음. 나중에 이제 붓기로 남고 네. 그게 이제 서서히 몸에 흡수되고 빠져나가는데 네. 팔은 조금 더 혈액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천을 뽑았다고 하면 투매를 한 3천에 4천 넣고 <laughs> 투매가 다시 한 1,500 나오고 네. 피가 한 500 나오고 순지방이 한 2천 음. 나오고 이런 식 음. 사실 뭐 CC 개념이 맥주잔 계산할 때 외에는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왜 저런 거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물어보니까 갑자기 정확하게 이해가 됐네요 네 컵이나 병 안에 제 부피라고 이해하시면 뭐 편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원장님 그러면 4000cc를 지방유예를 하면 네. 체중도 4kg이 빠지는 걸까요? 킬로그램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 흡입을 해서 내가 4층 뽑았으면 못해도 3kg는 빠지겠지 그러니까요.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수술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줄겠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cc는 아까 부피라고 그랬죠? 네, 부피. 음, 그램은 질량, 음, 즉 인체나 물체에 고유한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흡입한 지방량과 100% 동일하게 줄진 않아요. 이유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 밀도 때문인데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서 1이 나온다면 cc, 밀리리터, 그램은 동일하다고 봐야겠죠? 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물보다 가볍잖아요? 기름이니까. 그래서 물 위에 떠요 밀도가 물보다 낮아요 그래서 가볍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지방 4000cc를 뽑았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4kg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수치로 줄어들 수 있고요 대신 부피의 단위이기 때문에 눈바디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볼륨감 효과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되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말투는 잘 이해를 못하는 말투인 것 같은데 아니요 쪽집게 선생님 근데 방금 순수지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수술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지방 흡입을 할 때는 tumescent 용액이라고 해서 진통, 지혈, 그리고 지방 용해가 될 수 있는 약물을 물과 함께 섞어서 수술 부위에 먼저 주입하게 돼요 수술 후에 흡입된 지방통 안에는 네. 순수한 지방뿐만 아니라 투메센 용의 혈액들이 다 포함된 그 용액이 지방통에 담기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무게에 따라서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되게 돼요. 이때 위쪽으로 자리하는 지방이 순수 지방이고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게 밀도가 높은 용액과 혈액 등입니다. 순수 지방을 타겟으로 흡입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가해지는 자극과 출혈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예쁜 라인을 위한 볼륨 간소는 기본이겠죠. 진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거네요. 네. 박수를 한번 칠까요? 먼저. 네. 자화자찬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흡입해야 될 지방을 정확히 흡입하면서 라인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많은 CC를 뽑았다고 해서 좋은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고려해 봐야 되겠죠 진짜 궁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숫자만을 가지고 누구는 얼마 뽑았더라 뭐 요거는 사실 허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병원마다 수술에 대한 방향성과 철학적인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body spec이 같다고 해서 어,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동일한 수술 플랜이 세워질 수 없다는 점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수술 전 뭐 꼼꼼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